엄마 수퍼 갔다 올 테니까 볼이 일어나면 엄마 수퍼 갔다고 꼭 말해. 볼이 놀랜다. 우리 <laughs> 나왔어. 따뚱 따뚱. 안 가, 안 가. 미안.